Do you remember you remember remember what you say 너는 내게 뭐든 줄 것처럼 말을 건넸다 Don't you remember you remember remember what you said 너는 마치 무슨 약을 먹은 마냥 변했다 Dirty was blue 내 흐려지는 눈 진짜 it's so true 왜안 하냐고 내 어제만 의봐봐봐 Lonely life 좋아 다 삼켜버린 물난 식어버린 듯 I want to do it w r o n 붙잡지 않아 끝넌 어제에만 빠빠빠 뭐 Lonely life 차가 차갑게 나를 본다 남인 듯 돌아선다 난 멍하니 서있다 몰랐던 저리가 오지마 돌아보지도 말어 Do you remember you remember remember what you said 나는 어떤 말도 못해본 채 너를 보냈다 Don't you remember you remember remember what you said 마치 무슨 약을 먹은 마냥 변했다 다 변했다 또는 사랑처럼 뻔했다 꿈질인 사자처럼 너는 날 너무 원했다 손짓각은 내말 거짓말이었다면 넌 세상 제일 못됐다 그런 거지 다 똑같지 엄마가 했던 말 전부 다 맞지 사랑은 까맣게 변했다 돌릴 수 없게 다 태웠다 오늘 난 내 기억 속에서 널 없앴다 차갑게 나를 본다 남인 듯 돌아선다 난 멍하니 서 몰랐던 너를 봤다 그저 웃음만 나온다 난 이제 너를 몰라 널 잊으리라 oh, for, for. o 저리가 오지마 돌아보지도 마 재우리라 oh, f 저리가 오지마 돌아보지도 말 oh, 내 맘의 흔적을 비치죠 너무 차가워 깜짝 놀랄지 몰라 다시 내 앞에 돌아온다 해도 이젠 받아줄 자리가 없네요 끝이 난 거죠 난 이제 너를 몰라 널 잊으리라 우푸푸 저리가 오지마 돌아보지도 마라 저리가 오지마 돌아보